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11인승 승합차인데요. 2인승 예. 승용으로 변경하고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처음 나올 때 11인승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안 돼. 변경해도.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1종을 따야 되나요? 1종 보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면허 운전하러 왔습니다. 일종 보통 도로주행만 따면 돼서 6시간 수업 들어야 돼요. 파이팅! 네. 드디어 시험 치러 갑니다. 걸려요. 제가 시험 칠때 울렁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발에 막 땀나고 그래요. 잘할 수 있겠죠? 일단 도로주의 코스를 다못외어서한 바퀴 돌고 가려고요. 가볼게요. 고, 고, 고. 제가 진짜 워낙 길치여가지고 길을 진짜 잘 몰라요. 3차로 갔다가 다시 2차로 진입 잘하고 있어요 빨간불이면 이제 저 앞에 신호등에서 정지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오케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2차 진입하고 여기로 지금 기차로 쭉쭉쭉쭉쭉 갔다가 이차전으로 쭉 갑시다 절로 갔어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절로 갔어야 돼그러면은 이탈 바로 탈락 짠 다음에는 꼭 붙어야 된다 붙겠지? 어 붙겠다 빨리 때라 엠바를 할때 빨리 때더때더 어. 빨리 때 너무 했다 넘는다. 걔야 넘는 브라치 넘는 거네. 다시 다시. 뭐 연습을 해라. 또 지금 또 감이었다. 2단으로 바꾸고 출발. 음, 출발. 빨리 때라 브라치를 아. 빨리 때면 그래. 브라치가 아니야 감각이 아니야 어른데. 엑셀을 빨리 밟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야 돼. 너무 천천히 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해볼게. 해봐라, 해봐라. 하나, 지금 어. 봐라 어. 3단 기아도 웅하면 3단, 나오면 3단 있고 한데. 어. 해봐라. 술로, 술로 놓으면서. 앙센도 바로 올리고. 아, 그래, 그래. 밟아, 어. 밟으면서. 한개 잡으면 데 아빠 해볼까? 볼래? 아니 보는 거랑 다르다 해봐야 돼 원추고 클러치를 빼면서 이거 충 만들었다 이거 이것도 너무 빨리 됐다 이거 음. 아니 아니 아니 다시 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얼른 면허증 찾으러 가야겠어요. 금방 면허증 발급받고 왔어요. 한 면허증에 1종 보통, 2종 보통 이렇게 같이 기재돼 있더라고요. 이제 혼자서도 캠핑 갈 수 있어요. 9인승 어반 차량과 3벤, 5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하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